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본가 내려온 기념으로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그냥 편의점 먹방이 아니라 편의점 안에서 먹는 편의점 혼밥 11시 48분이고요 새벽은 아니고 야식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편의점 안에서 혼밥 <laughs> 생얼이 그러면 가보실까요? 이 GS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익성 자주 온다는 것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그래서 사장님의 기억을 하시네요. 오늘은 뭘 먹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 문근육의 샐러드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어, 감자? 그냥 난 감자 가져와. 이거 하나? 음, 제가 자주 먹던 고진말. 오늘은 패스. 일단 오늘 안 먹어본 걸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 어, 이거 하나. 아 오랜만에 치즈 먹기네요 는아 스파게티도 맛있는데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거 추억을 살려서 감동란 요거 하나 떡볶이는 요게 혼자 먹기는 양이 조금 많아서 기름 떡볶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그리 전주 비빔밥이 왔습니다 잠발라라는 저번에 먹었으니까 이번에 smoke 바퀴를 선택 감자 볶음, 어묵 볶음, 콘 옥수수, 그 다음에 닭강정 같은 거 밥. 얘는 후드. 감자 샐러드랑 계속 삶아서 치즈가루랑 짜장가루. 방금 못 찍었어요. 약간 볶음. 아 내가 원하는 반숙이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상 초유의 배터리가 지금 두 칸인데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먹을게요 <laughs> 오랜만에 먹는 스파게티 맞추는 짜계치는 어떨지 <clears throat> 약간 치즈가루 향이 좀 나요 떡볶이 음 나쁘지 않다 기떡볶이 트럭이 막 약간 케찹 나니다 감자 샐러드가 아니라 콘 샐러드 콘 감자? 오늘은 그렇게 매운 게 없어요 불닭소스 빨 넣어주고 이것도 그냥 달달한 분식집 떡볶이 맛? 전자레인지 안에 닭다리가 있어 Thank you. 분야를 400만 원. 진짜 양념이 돼 있고 안에 고추장이 또 있어서 보통 한각김밥은 좀 뭔가 싱거운 감이 있는데 이거는 좋아요 이렇게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꺼진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먹는 건 다 찍어가지고 좀 뿌듯합니다 맛평가를 못해서 지금 하자면 짜게치는 어 약간 그냥 짜파게티 먹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스파게티는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진짜 추억이 진짜 오늘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스팸 구이는 뭐 진짜 딱 스팸 맛 밑반찬도 괜찮았는데 어, 반찬에 비해 밥 양이 조금 적었던 것 같다? 왜냐면 스팸이 워낙 짜기 때문에 닭다리도 간이 조금 세긴 했는데 저는 잠발라야가 더 맛있었어요. 기름 떡볶이도 양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어, 기름 떡볶이의 맛도 제대로 났지만은 기름 떡볶이 특유의 떡의 겉에 약간 바삭한 그게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배불러게한 끼 뚝딱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